쭈쭈야 기다리는 거야? 다 먹었어? 지아 호랭이다 먹었대 먹어 두주 새거만 먹지 막아 쭈쭈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냐 mm -hmm. 먹었어? 다 먹었다 <laughs> 이거 이봐라